예! 아 뭐야 이게? 어머. 어머 얘 사람한테 온다. 왜 이래? 낚시꾼들이 낚시꾼들이 맨날 이거 줘서 어 안 난다 먹을라 뭐야? 빵 줄까? 배고픈 맛도 많이 응, 배가 홀쭉하네. 여기? 임신한 거 아니야? 누가 버리고 왔나? 만지고 싶어. 어. 애기를 어. 한번 낳는 같다. 응. 아니면은 임신을 했거나, 응. 애기를 낳거나. 빵, 배 그, 그, 빵빵해졌어. 마당 있는 집 가면 끊어야 됩니다. 대체 음. 비나야 될거아니에한 번만 더 나가라. 이번에 찍을게. 나한 마리 어디 갔냐? 두 마리 건데. 어 저쪽에 있고 저쪽에 하나 있어. 고기 쫓아야 된다. 고기 쫓아. 아 쟤네 있으면 못 잡아? 어, 고기 썩 도망가. 마술이야 마술? 응. 아 나와야 돼. 요, 뭐 떨어진대? 왜? 손에 안 붙어? 우와! 와 잡았다! 예! 언니 크네? 뭐 먹고 살아? 나? 잘 살던 사료를 줘봐 물고기 사료를 왜 먹어? 뭐?